옵션에서 위로 네. 한번 갔다가 다시 네.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고 네. 이렇게 똑같이 갔다가 네. 아, 아, 너무 네, 흥분하셨까요 선생님. <laughs> 네. 네 개까지는 똑같이 갔다가, 네. X축으로 한번더 가고, 네. 그 다음에 뒤로 한 번 더 오는 방법이 있어서 네. 이 첫 번째 거는 네. 음, 사 factorial 분의 6 factorial이니까 네. 30이 나왔고 네. 두 번째 거는 이 팩토리얼이랑 3 팩토리얼 분의 1 팩토리얼이니까 네. 음, 60이 나서 네.